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옐라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운동부 1편에 이어서 2편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, 1편에서는 제가 안다르랑 에르베를 소개를 해드렸다면 2편에서는 예고했듯이 잭시믹스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잭시믹스에서 총 8벌을 구매를 했는데 상위 4벌과 그리고 하위 4벌을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상의인데요 상의의 품명은 셀라프레쉬인데요. 제가 알기로는 신상으로 알고 있어요. 이 제품을 38,000원에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S로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제품에 뽕이라고 하죠. 이 뽕이 추가가 돼요. 운동을 할 때는 헤드를 장착을 하고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집이기 때문에 그냥 상의 브라를 하고 이 제품을 착용을 했어요.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. 이런 식으로 허리 라인이 싹 드러나는 제품이에요. 바스트가 높이가 낮은 편이어서 약간 이렇게 노출이 있는 편이고요. 어깨끈도 조금 두꺼운 편이긴 해요.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는 뒤, 뒤에 레임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. 그리고 어깨끈이 크러쉬로 되어 있어서 약간 섹시한 느낌이 강한 제품이에요. 옆 라인을 보여드리자면 실히 몸매 라인이 확 드러나는 제품이에요. 기장감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를 다 가리는 제품이에요.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상의인데요. 바로 이 crop top을 구매를 했습니다. 모델명은 XA068이고요. 총 3개를 구매를 했고 컬러는 black, deep gray, red를 구매를 했습니다. 각각 18,000원씩 구매를 했고요. 사이즈는 free예요. 신축성 좋은 면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기장 자체도 허리 라인이 쏙 들어가는 그 기장이거든요. 골반이랑 허리랑 이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이거는 평상시에도 입고 운동할 때도 입고 더 자주 입는 것 같아요. 이 캐릭터 자체를.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려요. 가격도 저렴하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. 빨래를 몇 번 해봤는데 잘 늘어날 것 같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바지는 총 4개를 구매를 했어요. 라이트 머 브이어 1 플러스 1 39,000원짜리고 컬러는 로얄 퍼플색 헤이블로 라이트 베이지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모카 베이지 색상이에요. 잭시믹스의 하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배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. 이렇게 라인이 가장 이뻐 보이게 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엉덩이 자체도 이뻐 보이게 하고 그리고 라투티라고 하죠? 그게 적은 것 같아요. 라투티가안 돼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나이키랑 다른 거 입었을 때는 약간 라라가 조금 잘 보이는 부각이 되는 게 좀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라가 부각이 전혀 안 돼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그냥 막 입고 다니는 편이거든요.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배 부분은 상당히 너무나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뭘 먹어도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배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요. 힘을 쫙 뺀 상태예요, 여러분. 힘을 쫙 뺀 상태인데 이거 배를 이렇게 싹가려줘요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royal purple blue인데요. 이 royal purple 같은 컬러는 제가 봤을 때는 고급스럽고 차분한 색깔이기 때문에 블랙 컬러가 질리다 싶을 때 입으시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바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힙업이 조금 더 더해 보이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. 엉덩이를 성형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입었을 때 엉덩이 라인을 상당히 이쁘게 보여주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엉덩이의 허리를 시술 없이 운동 없이 이쁘게 잘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밝은 컬러를 입고 싶으시면 은 저는 pale blue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저도 처음 밝은 컬러를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밝은 컬러를 입고 아 이게 다리가 더 두꺼우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저는 이 pale blue를 입고 아 나도 이제 밝은 컬러를 입을 수 있겠구나 밝은 컬러라고 해서 내 몸매가 훨씬 더 나쁘게 보이지도 않고 나도 이제 밝은 컬러를 입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엄청 밝은 하늘색은 아니고 차분한 blu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군살을 꽉 잡아주는 편이어서 보정 효과가 정말 뛰어난 제품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mocha beige 컬러인데요. 제가 봤을 때 컬러는 한 끗 차이로 되게 싸구려와 고급스러움이 약간 차이가 난다고 느끼는데 이 mocha beige 컬러는 정말 잘 빠졌어요, 여러분. 어느 적당히 어두우면서 밝음이 공존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컬러는 light beige인데요. light beige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컬러 세가지보다는 확실하게 엄청 밝아요. 이 light beige가 상당히 밝잖아요, 여러분. 근데 pale blue랑 똑같이 다리가 두꺼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리가 이뻐 보이게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젝시믹스를 통해서 밝은 컬러에 대한 어,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. 내 다리의 단점을 부각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리를 이쁘게 보인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잭시믹스 브랜드의 제품들을 전부 다 보여드렸어요. 어,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격 대비 정말 최고의 제품인 것 같아요. 굳이 나이키랑 아디다스, 뭐 언더아머 제품을 살 필요 없이 필라테스나 요가 하시는 분들은 이 인터넷 브랜드를 이용하시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말 질 좋은 제품을 얻을 수가 있어서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